저희가 기다린 코너 짤뭐였죠 <laughs> 이번 주 텐션 좀 올릴 준비 되셨죠? 되셨죠? 말좀 왜 이러지? 지금 너무 신나서 하고 꼬였죠? 어, 이번 RSTV만의 자랑 먹방인 퀴즈 타임입니다. 근데 그러면 좀 어떤 가시들인지 주, 주리 리포터님께서 응, 한번 가서 주리 주터 뭐 가자 가자. 모두가 주리하고 있는 냄새가 네. 대박. 어? <laughs> 치킨! 어, 프링글 소스! 진짜 저희가 간식 걸고 퀴즈 문제를 맞히면서 간식을 획득 그러고 신나게 먹방을 하면서 다음 퀴즈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컨닝 방지를 위한 특수 안경이 아, 옆에 준비되어 있죠? 그것도 네. 오늘 아, 바로 안돼 아, 봤어 네. 네. 아, 이거야 다다다와 장난 아닙니다 오 마이 갓 와, oh 어, 어, 어, 진짜 안 보여 아예 예. 핫도그 핫도그 어 그래? 핫도그 갑시다 좋아요 핫도그 가자 수윤이의 레트로 아이템은? 에? 수윤이의 레트로 아, 아이템 아아! 아, 야, 야, 이거 모 진짜 쉬워 진짜 제 레트로 해도. 아이템 이거 아무 말도 알아 알아 알아 근데 이름이 뭐지? 어? 예? 어떻게 이러면? 어? 그냥 그냥 어 그냥 뮤비, 뮤비에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아까 질문 항상 소개할 언니. 때말하거 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 언니는 오늘 나가 찍었어 언니 언니 내가 뭐 좋아해? 너는 언니 수윤이가 좋아하는 거야. 수윤이가 좋아하는 거 켓치. 맞는데. 맞는데. 켓치는 현실적인. <laughs> 됐나요 다? 야, 아, 너무 네. 쉬운데? 네. 하나 둘 셋. 빠밤.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빠밤.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 필카. 야 장난. 너무 잘해버려. 장난 아니야. 와 아, 연희 언니가 뒤집어졌던 핫도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어 어, 어, 어 냄새! 아, 아! 연희 언니 지금 어, 이거 지, 아 진짜 꿈인가요 이거? 와 말도 안돼 저 이거 실제로 처음 내가 며칠 전에 진짜 여기 먹고 싶다 맛있잖아 아, 맞아 저희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제 집중하자 어, 오케이 자 그다음 간식은 우리 좀 자신감 붙었으니까 어, 냄새 어떡해 치킨? 과자 가자. 과자? 과자? 응. 그래. 나 근데 과자 진짜 먹고 싶거든. <laughs> 그래. 솔직히 언니, 치킨보다 과... 자가 중요해 나. 나는 진심이야. 치킨이야. 나는 아이스크림. 어, 그러니까 일단 일단 음식으로 생각하자 소야. 과자를 얘들아 성공시키고 아이스크림 성공시키고 치킨은 나중에 도전을 하던가. 알겠지? 아이... 어, 좋아 좋아. 그러면 과자는 과자. 거야? 과자. 과자. 진심이야 과자에 진짜. <laughs> 할 수 있어. 로켓 펀치가 찍어보고 싶은 광고는? 광고? 광고? 아, 오늘 아, 말했잖아. 아, 아, 오늘 말했잖아. 오늘 말했잖아. 자, 오늘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일 네. 첫 번째로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뭐 했어? 아, 연이 오늘 두 번째 스케줄 때. 아니, 그말 들었어요. 어울린다는 말. 내가 어울린다는 말 들었어? 잠깐 그걸로 하자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첫 번째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아, 내가 얘기했던 거? 그게 뭔데? 뭔데 뭐 얘기했어? 아, 안 된다. 그 연이 그 하지 그 안 되겠다. 화목하게 그 화목하게 보인다고 했던 거 있잖아. 화목하게? 눈이 너무 많아. 아, 화목하게 보인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보면 꼭 어, 찍어 보고 싶다고 화목하게 보일 것 같다고 했던 거. 찍어 먹고 싶다고? 아니 아니 아니. 찍어 <laughs> 보고 싶다고. 그그 아, 지금 음. 있잖아요. 그 어, 도전 있잖아. 도전하는 그 거. 저희 있잖아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아, 지금 도전한 거. 아! 아! 우리가 우리가 도전하자고 했던 거? 지금 도전. 지금 도전. 이거 대놓고 이렇게 해도 아니, 아니, 지금 그 하자. 도 도전. 지금 그 하자. 도 도전. 도전. 그니까. 그걸 말해버렸다. 아 도전하자고 했던 거. 오케이. 도전하자고 지금 주변 사인 아 이를 못했어. 우리 아까 도전하자고 했던 거 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을까? 이거 맞아? 갑시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짠. 뭐야, 뭐야, 뭐야. 맞았어요? 아! 과자. 어? 과자, 과자. 치킨. 왜? 치킨 아니야? 아니, 나 치킨이지. 나 치킨. 아니, 도전해야 되는 아니, 지금 도전. 도전 지금 과자 도전하고 있잖아. 아니, 우리가 내가 아,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고 저거 중요하고 근데 치킨을 <laughs> 도전으로 하자하자 했잖아. 키고 치킨은 나중에 도전을 하던가. 뭐 치킨은 나중에 도전을 하던가. 미안해, 언니. <gasps> 언니, 근데 화로칼 보니 뭐야? 그런 거였어? 아이스크림. 그래. 아. 우리 아이스크림 그 치킨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 아니야. 진짜 전혀 생각 아스크림이었어 아, 아, 나 진짜 나, 아, 나 중요하다고 말 안 할래 아 미안해 언니 미안해 미안해 아, 언니 진짜 내가 사줘야 돼 언니 내가 사줄게 우리가 어, 사올게 언니 제가 사줄게요 나 그러면 스윙 스윙땡 사줘 알겠어 알겠어 어. 아 했던 걸 또 걸어도 된다 아 또 걸어도 된다고요? 아 언니 가서 또 해준대 아 잠깐만 이거 몇 번 걸을 수 있어요? 우와 무제한 어머 <laughs> 문제, 아니에요? 아! 야! 야! 과자 다시 걸어! 뭐, 문제가 어, 과자의 진심이죠. 아, 문 과자 진심이야 과자에 진짜. 이번 타이틀곡 Ring, Ring 가사에서 ring은 몇 번 나오는지 쓰시오. 아, 진짜. 아, 잠깐만. 그리고 과자 먹지 말라는 거야. 언니 지금 불러볼까 노래를? 링은 정하네 no 내 마음은 원래 run away 즐기고 있어. 아 켓치 눈치껏 알죠? 아, 맞아 켓치 눈치껏 댓글 알죠? Here we go. I'm letting you crazy 불빛이 깜빡 이리저리 흔들려 나도 몰라 Yeah I'm k i k k i c k 한게 난 좋아 누구든지 want i 말해 나도 원하는 거 되게 당황했어 아니 그런 거내 맘에 모르는 맘이 아니라는 화를 거리면 되겠어 이대로 우리 소리 노리 소리 링링링 링 디알랑 링링링 링 디알랑 찬스 네 머릿속을 링얼링얼링 이거를 일단 2절에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16번 16번, 16번 하고 변한 별 사이로 어렵지 않아 네, 질문 점으로 봤으면 질문 방향에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린들 관 있잖아? 없어? 16번! 아 뒤에 후렴 있잖아 언니 아니요 거기도 없어 항상 이면 안 되겠어 이대로 덤벨 소리 뻔하게 울려줘 어, 그냥 그러면 8324네 응 아, 맞아 맞아 댓글에도 24래요 아, 여러분 어 오케이 하나 둘셋 과자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언니 언니 가져 가져와요 이 영광을 캐치에게 돌릴게요 음. 음. 음. 헐 왜? 맛있어 아이 뭐야 아라TV는 아이돌의 사랑합니다 안녕